다달라는 트라케밖에는 1 시간마다 그 순환버스가 오고 그리고 저번이랑 또날라 2 시간마다 Explaining things in Spanish and in English with like the a d p h o n e s and the... 아, with the headphones 시티버스 타는데 여기도 있고 그리고 저기에는 말이랑 또 다른 스티투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정치인데 지금 1 2시 라서 이사 1시간 해서 문을 닫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1시간 동안 못 나와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다른 거 구경하고 들어가서 촬영할 것 같아요 My name is Ashley. Carlos. Carlos. Camila. Camila. 무지 맛있다. 이게 과달라하라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는데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래. 음. 음. Nicer than mine. 꿀 빨린다. 어떻게 했어? 아. t h e s e s salad. Do you eat seed? No. Hmm? One banana? Una wa, wa, una o u a n a b a n a y dulce de leche y mamey, por favor. 그리고 토핑 이게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맛인데 타마린 에스테 카멜드가 멕시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약간 타마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 음료 안에 스무디 같은 것도 있고 아이스크림 위에 이렇게 칠레랑 음 참오이 이런 소스를 뿌려서 먹기도 하고 타힌이라고 고춧가루인데 약간 설탕 들어가나? 특이한 맛을 가진 것 같아요 방금 시킨 아이스크림이고 이게 도세델레체 마모이 마메이 마메이 그리고 위에 밑에 있는 하얀색이 와나와나 와나바나 바나 보네. 둘세드 레체라고 약간 멕시코에서 많이 먹는 디저트인데 연유에 카라멜 섞어만 It tastes like kind of like a condensed milk with caramel 와나바나라고 처음 보는 과일인데 약간 익숙한 맛이라서 뭐지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배 맛이랑 비슷해요 얼린 탱고 탱고가 탱고인가? 탱크보이? Una d 여기 피클 당근이랑 양상 양배추 그리고 쌀쌀 이렇게 있고요. this lomo? Seems lomo too. it's not lomo, it's like chicharron. chicharron. Chicharron? How can you tell? It looks the same. No, But this is like chicharron with the meat, a little bit of poquito meat. Poquito meat. Mm. How do you call this again? Prensado, chicharron prensado. Chicharron prensado. Frijoles. Uh-huh. Picadillo. Picadillo. 양배추를 넣고요 그리고 피클도 조금 넣고 And you choose your salsa 음, 그리고 살사 이거는 살사 로호 살사 베르데 살사 베르데 d e but less spicy. 아 이거는 사사 베르데인데 더 매운 거고 이거는 덜 매운 거. 조금씩 먹어보고 가감하면 돼요. this is huge. Okay. Tamagris dulce de Jamaica y es dulce típico de la región ah, de Jamaica? Mm, es de flor de Jamaica, es un dulce casero, es un dulce ácido. Jamaica, ¿quién mm, mm. Jamaica with sugar. Next. Pues, should I try both? Uh, it's a popular thing. I saw I saw people eating it a lot, like a lot, like licking it, right? This is the. Mm-hmm. I'll try it too. Yakbukinde. This is a pharmacy, but why is it selling the uh, Most cookies? like pharmacy uh -huh. slash mini market. Mm -hmm. Look. but it's, yeah. it's okay. Yeah, it is like supermarkets, pretty much. Mm. ¿Cuánto es la reducción? también C salvación. Esa te cuestan 40 y esta en 45.